야 우리 이제 곧 화이트데이잖아 블랙데이는 없어요? 있지 아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아 근데 화이트데이인데 우리 또 네. 이제 팬분들께 뭐 아무것도 안 드릴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, 탕 같은 거 그래서 형을 준비했어 나를? 나도 나를? 나도 형을 준비했어 형을 아 사탕이에요? 난 솔직히 너무 큰 어, 맛있겠다 뭐야 아,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사실 더 이제 사탕 같은 거보다는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음. 드리기 위해서 약간 우리 셀카를 오 드리는 게 어, 셀카를 어, 떨까 그러면, 어. 그러면 이제 사진이 사탕을 대신해서 예예예 예, 예. 음. 예, 그 대신 뭐 저희가 셀카 찍을 때 뭐 <laughs> 사탕을 들고 있거나 꽃을 들고 있거나 예예예예예예 예 예. 예, 예, 예, 예, 예. 그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예, 예,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예. 먼저 사진을 찍죠. 누구 예. 찍을래요? 네, 너 먼저. <laughs> 오케이. 막내부터 하 뭐 아, 예. 오케이. 아 화이트 되는데 이렇게 꽃 들고 사진 찍는 건 좀 식상한데 스윙분들께 한번 주는 사진 찍어볼까? 내 얼굴이 안 나오는데? 아 어떡하지? 아! 일단 여기를 잘라주고 어 안 잘리네 자르고 똑같이 하습니다 하나 아, 둘 네. 아, 난 저렇게 단순하게 찍는 건 별론데 네, 스윙 여러분들께 어, LOV라는 그 단어를 어, 한번 이쁘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어, 한번 혼자서 열심히 찍어봤는데요 이제 곧 나이트 데인데 예, 풍경도 좋은데 형 네? 여기서 사진 찍으면 내가 멋지게 찍어서 어. 그 사진을 수윙분들에게 어. 선물로 주는 게 어때? 너무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 어, 너무 좋은 생각 오케이 그럼 저기 서 있어봐 내가 사진을 아주 응. 기가 막야 그냥 찰칵 찰칵 해줄게 잠깐 진짜 기가 막히게 사진 찍는 법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고 있어 그래 준비됐어? 형 이거 조금 형님 앞으로 살짝 한 발자국 나와줘야 돼 한 발자국 나와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더 더 더 한 발자국 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키가 커 보이게 다리를 일단 좀 모아봐 아니 모아 모아 모은 다음에 어 살짝 살짝 들어 어 그렇지 자 찍는다 하나 아니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서있을까? 그렇지 그래 하나 둘셋 아이 좋다 한 장 더 하나 둘셋 아이고 잘났다 화이트데이니까 남친 자리는 한번 찍어봐야겠다 잘 안 나오는데 세빈아 세빈아 나 좀 도와줄래? 형 찍을게요 응. 하나 둘셋 해줘 하나 둘셋좀더 아, 조금 어색한데? 다시 아. 찍을게요 네. 하나 둘셋아좀 아, 아 아닌데? 그래? 그럼 이건 어때? 아형 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,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맡겨, 맡겨주겠요 네, 맡겨줘 아니 뭐. 봐봐요 네. 포즈를 그냥 딱 오. 오, 귀여운데?